PLS teach her how to wave TKS 가능해 가능해 이 정도 유연하면 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큐큐 나 아줌마 안, 아, 안 아, 언니예요 아, 아니야 I'm 아, real 아줌마 because I'm married and I have a daughter 어? Really? My daughter is three years. 내딸 3살이잖아. 그래서 난 진짜 아줌마가 맞아. 아줌마. 이거 버티 너무 야. Don't say it. I don't even know. 와. Don't pick the red. Yeah, having a wonderful And then the Korean people call, call this the heavenly feast. Born in 94 and I'm born in 90. Our college is only three years. 나 오늘 경락 빼고 왔잖아. 근데 두번 따라 안녕하세요. 차민조예요. 매령님 유리 노래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전에 한번 본것 같은데. Have you seen my video? I actually did. Yeah. Ah, 조진날 조진날 아, like how, how, after like my singing 너무 좋아요 What is it like? 음음굿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슬픈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자고 있지만 너의 섹사랑이란 동명에 너를 자고 있지만 먹고 싶다 예예예 먹고 싶다 Wait, wait, are you singing? Is 아, that, 아. 아, 아. i a 아 몰랐네 나 그냥 말하는 줄 알았어 It's okay, you can, you can, you can improve 선생님 이제 됐어요 그냥 솔직히 <laughs> 말해주세요 우리 에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거죠? <laughs> 조매령님 순간 여긴 어딘가 난 뭐라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했다면 눈을 깜빡여주세요 보고 싶다. 나 보고 싶다. 말고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아, any other? 아, 포킴. 너의 다시 너를 간이 너시 너를 old, okay? I'm sorry. I, I, no, no, I'm so I'm so into your singing. I'm just emotionally. 감동적이야. 나는 싶어서 저제도 난날 기다려. It's time to stop. It's time to stop, okay? No more. 유리가 한국 온 게 이걸 위해서였나? The reason to practice my singing, yes, for for for Joe. <laughs> 네, 감사합니다. I'll what's your comment? 아, 우리 일단은 가사를 외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You have to choose the song, right song for me. right song for you. What's the what do you think my tone is like? Like a Yeah, a bit low, not not male song 말고. hang out to the karaoke because you guys sing together. How does that sound? 이거 한번 마셔볼래? <laughs> 네, 학교 가야 돼서 그, I have a 9 a.m. tomorrow in the morning 아, class and it takes 2 hours to go to my school so I have to wake up like 6시에 일어나야 되나 통화를 해가지고요 제가 9시에 클래스에서